아직까지는 뭐가 특별한 건 없어. 아직까지는 특별한 건 없어. 여기 현재 2층. 일단은 여러분들 한층 더 올라가 볼게요. 이게 그쪽 아닌가? 화재로 한 명이 안에서 목 조르고 죽은 곳 아닌가? 이거 아마 제가 한 말이 맞으면 몇 층인지 모르는데 아마 방금 코리언 간 구석진 방에 청테이프로 문에 공기 안 통하게 만들었을 거예요. 몇 층인지 모르는데 아마 맞을 수도 있어요. 찾아볼게 요 한번. 소리 소리 소리 경찰 나 담배 안 폈는데 무슨 담배 냄새야? 나 담배 안 폈는데 누구야? 나 분명히 들었거든 뭔 소리를 들었어 음 위층에서 난다 위층에서 방구 소리 들은 사람 나와 나와 여기가 좀 이상해 계속 왜요? 얘가 시비 걸었어요? 여러분 지금 저는 아까쯤에 여기에 있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담배 냄새 이 담배 냄새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는 담배 냄새가 자꾸만 담배 냄새가 나니까 저 검은 거 나오세요 <laughs> 아이고 잡았다 그거 지금 있잖아 뒤에 그것도 보이는데 나오라고요 짜증나니까 나오라고요 이제 이제 존나 노잼이니까 나 어. 와 여기 뭐냐 어? 경호야 시체? 와 무슨 영화야? 블랙녀야? 갑자기 훅 다가오거나 뭐 찾아오거나 날아다녀 보면 완전 영화네. 야 누가 일부러 설치해놨나? 야 이거 왜 이렇게 영화 같지? 존나 개 핵노잼. 막사막 들썩들썩해. 개띠노잼이지 완전히. 그게 진짜 민감도 상이네 민감도 상 저 댕댕이 민감도가 완전히 상으로 이빨열려버렸구만와 밥값 잘하네 여러분들 모르죠 옛날에 그 우리 나주흉가 때 나주흉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개 키우던 흔적들이 많거든요 백구 그게 바로 귀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구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? 망자를 쫓을 때 백구 자 여러분들 일단은 현재까지는 뭐가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다 할 기운이 안 느껴져요 응? 여기 맞나? 응? 뭐야? 어, 저 뼈다귀 있는 거 맞, 맞는데? 여기 아닌가? 이 표딱지 시오 표딱지 있는 거 보니까 맞는데 여기 보면은 내 컴퓨터 모니터 어 본체 맞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리 와 짜증나네 진짜 이런 씨부엉 이리 와 이리 와이 씨부엉아 사람 데리고 장난치지 말고 이리 와 이리 나오라고 이 개새야 테이프 방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누가 말하긴 했는데 그런 방은 없어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이초리가 이 목포가 아니에요 답사 방송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지금 흉가 여행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렇좀 뭐가 아쉽게 끝나면은 내일은 좀 더 좋은 장소를 구해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, 알림 설정까지.